あんた名前は孫悟空それとカカロット 히카! 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오늘은 타이거익 채널 드래곤볼 이야기 시리즈 속의 시리즈 바로 드래곤볼 등장인물 이름의 유래를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은 드래곤볼의 중심 종족인 사이어인 이름에 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이어인은 베지터 행성을 기반으로 했던 종족입니다. 그리고 이 행성 왕의 이름은 베지터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지터는 이 베지터 왕의 아들 베지터 4세입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저는 사이어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습니다. 이유는 정식 발매된 책과 애니메이션에서 사이어인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어인의 원작 명칭은 사이야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본어를 그대로 읽자면 사이야진이 됩니다. 사이야라는 가타카나에 사람인의 일본어 발음인 진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이야진은 과연 무슨 인간인 것일까요? 사이야는 야채의 일본 발음인 야사이의 발음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채야로 읽는 순서를 바꾼 것이 됩니다. 눈치를 채신 분이 계시겠지만 베지터 행성은 이런 야채의 영어인 베지터블에서 베지터만을 따온 것이며 적통 사이야인 왕족은 베지타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이죠. 점프 40주년 축하 단편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베지터의 동생은 흥미롭게도 베지터블에서 뒷부분인 타블입니다. 두 이름이 합쳐지면 진정한 야채가 됩니다. 또한 이전 제가 올렸던 초사이어인 그 전설의 시작편에서 언급했던 본래의 사이어인들의 행성인 사다라 행성 또한 영어 샐러드의 일본 발음인 사라다에서 뒤에 두 글자를 바꾼 이름이 됩니다. 여러 야채가 섞인 별이라 그렇다면 이 별에서 살고 있던 사이아인들의 이름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은 당연히 처음 봐야 할 등장인물은 손오공입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보셨다시피 손오공의 사이아인 이름은 카카로트입니다. 바로 느낌이 오셨나요? 영어 캐롯에서 이름을 네이밍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오공의 도복은 히비토의 말을 빌려서 색상을 말씀드리자면 폭포로 행성에 있는 개구리 똥색입니다. 초반 손오공의 도복 붉은색 기어를 지나서 마주니어 편부터 무천도사가 개인의 길을 걸으라 했었던 그 시점 이후 라데치 편부터 본격적으로 손오공의 도복색은 당근색으로 되었고 이때 처음으로 카카로트라는 이름이 언급되었었습니다. 다음 등장인물은 네퍼입니다. 베지터와 함께 지구에 왔던 탈모 현상이 심했던 비운의 사이여인입니다. 네퍼의 원작 발음은 나빠로이 단어 자체가 초록 채소를 의미하는 후성기의 일본어입니다. 영어로 나파라고 쓰기에 우리나라에서 네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 인물은 너무나도 인기가 많은 캐릭터인 브로리입니다. 브로리는 브로콜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브로리의 초사이어인 모습이 마치 브로콜리의 풍성함과 닮았죠? 그리고 이어서 브로리의 아빠 파라가스입니다. 파라가스는 아스파라거스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이제 자세히 보니 파라가스의 눈의 상처 모습이 마치 아스파라거스 같기도 합니다. 베지터와 브로리의 아빠를 언급했는데 손오공의 아빠 이름을 빼먹을 수 없겠습니다. 손오공의 아빠 이름은 버독으로 표기되지만 사실 우엉의 영어인 벌덕에서 유만 A로 바꾼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버독과 함께 TV 스페셜에 등장했던 4명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드래곤볼 마이너스에서 등장하지 않아서 사라진 아쉬운 캐릭터들인 지 알았으나 사실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에 당당히 0.5초 정도 등장하면서 사라지지 않았는데요. 이들의 이름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토마는 토마토에서 세리파는 파슬리의 일본어 발음인 파세리에서 토테포는 포테이토에서 그리고 펌프킨은 펌킨이란 호박에서 따왔습니다. 외형도 약간 각각의 채소와 닮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오공의 엄마인 기네입니다. 기네는 파의 일본어 내기를 네 거꾸로 읽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의 형인 라데츠는 무의 영어인 레디시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6우주의 사이어인들의 이름도 알아보겠습니다. 캬베는 배추의 영어 발음 캐베지에서 앞부분을 따왔습니다. 같이 등장하는 여전사 카리프라는 꽃 양배추를 뜻하는 영어 칼리플라워에서 마찬가지로 앞부분만을 가져왔으며 유구주 전설에 쌓여있는 케일은 이름 그대로 케일에서 따왔습니다. 이렇게 드래곤볼 정사에 등장하는 사이아인들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번외로 드래곤볼 극장판과 각종 파생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사이아인들의 이름까지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드래곤볼 Z 극장판 3기 지구 통째로 초결전편에 등장했던 손오공과 똑 닮은 외모를 가진 파레스는 양상추의 영어 이름인 레터스에서 순서를 바꿔왔습니다. 드래곤볼 히어로즈에 등장하는 악마의 사이어인 칸바는 5위의 영어 큐컴버에서 뒷부분을 마찬가지로 가져온 캐릭터입니다.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토리야마 아키라가 그린 네코마인이라는 만화에 등장했던 또 다른 민머리 사이어인 오니오는 양파의 영어 onion에서 가져온 이름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곤볼 모바일 게임에 등장하는 오리지널 캐릭터인 샬롯은 보라색 양파인 échalote에서 가져온 이름이며 특이하게도 처음으로 불어 이름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샬롯의 쌍둥이 지블렛 또한 쪽파의 일종인 차이브의 프랑스어 시블렛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오늘은 사이아인 이름들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오늘 소개하지 않은 사이아인 가족들의 이름과 주변 인물 이름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드래곤볼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익바 역시 베지터라서 매운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살기 이름이 마늘파야 마늘파 갤릭건 갤릭포